유튜브 여러분들 밤에 듣고있습니다 오늘 일단 야, 야 잠시만 그 음향 좀 그것 좀만 오늘 제가 이제 골렘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방송 키고 아크라면은 이게 이상하게 네트워크 문제인지 버퍼가 심해가지고 많이 제대로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기 지금 골렘이죠 테임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작전 시작하자 저거 일단 잡을게 이거 죽여야겠다 아르젠 그거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어유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nice shot nice nice 어 nice 타이밍 어 뭐야 뭐야 밟아서 넘어오는데? 다시 들어가게 볼까? 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어 이, 나본다 얘. 어 뭐야 들어오는데 그냥? 개무섭네. 좀더 높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와. 잠시만 어잠시만 그럼 그쪽 위에서 쏠까요? 어, 쟤 걸렸다. 바이템 걸렸다. 잠만. 잠만. 어우, 내가 형님 방패를 막고 있을게. 뒤- 누가 뒤에서 와서 쏴라. 네네 한 대 쏠게. 일단 어그로 위해서. 어우, 쎄. nice 쟤. 네, 저, 저 모션이에요 좀 넣고 싶게 1인칭 해야돼 소유자는 오케이 야 방패로 막아자 개꿀 야 damage 별로 다지도 않아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써야 돼. 한 명만 써, 한 명만. Nice shot. 방패 개꿀인데, 이거? Nice. 제대로 꼈다. 왼쪽에 바위 있지 큰 바위 저거 땜긴 거야 와 이거 오. 진짜 미쳤네 계속 nice. 아 진짜 숙이네 야 철제 보라색 방패가 지금 반피가 달았어 <laughs> 거의 네방 정도 맞았는데 조금 가까이 있쏴 그래도 괜찮을걸? 형 뒤에서 형 우측 아니면은 어, 어렸을군냐 아, 저쪽이구나. 어, 우선 보기 나쁘지 않겠다. 얘 지금 바위 좀 약간 짜그라졌거든? 거의 <laughs> 니 끝판온 것 같은데? nice 어 근데 방패 개꿀이다 진짜 이거 진심으로 근데 방패 지금 이제 내부터 다달라 그래 진압 방패보다 이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 철제가 더 좋지 뭐 바위 같은 거 던지는 거 막을 때는 음... 어? 왜 안 맞지? 개꿀인데? Nice. 모션 캐치 좋아 좋아 좋아 호두 일단 오면 안돼 어그로 풀릴 수도 있어 네 멀리서 돌아가려고요 오케이 우와 어어 어, 니 본다 호두 저기 <laughs> 아닌가? 제 저놈 너 아, 본다 뭐 어이구 2500도 만드는데 내가 한번 써볼게 한대 설게 한대 설게 되게 아이고 아이, <coughs> 던지고 써야 돼요. 되게 되게 되게 나이스 굿, 굿. 오케이 뉴턴 뉴카운터 뉴턴 됐고 nice shot 딱635 떠야 돼 damage가 어 좋아 190에 오케이 let's go nice shot 와 방패 내부도 끝판인데 이제 결론을 한명 고기 방패 해야 되네 오! <laughs> 어. 왜, 왜 나보냐? 니가, 니가 너무 아프, 아파서그런가봐 <laughs> Nice. 이제 바위 던질 거거든? 가까이 있는 건 나지 오케이 하나 빗나갔음 한기용 기절 안하네 Nice! 어 기절이 nice! 오! 오! 빨리 빼 빨리 빼 유황 유황 어 먹이 먹이 64 64와 개꿀 개꿀 개꿀 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오 존나 신기해 와 체력 반 정도 반, 반 정도 다니까 이게 되는구나. 야 공호 수고했으니까 공호 줄게 이거는. <laughs> 어 예. 가지 가지 가지 오케이. 어, 예. 오케이 let's go 야 형 반패 좀 수리하고 올게 그러면 오케이. 네. 야 이거 이거 아, 무조건 그거네 한 명이 고기 먹패 해야 되구만. 그러니까. 그니까 바위 던지고 나서 쏘고 던지고 쏘고. 그니까 우리가 그때 쏠 때는 2,300 떴잖아 damage가. 예. 그니까 이게 보니까 160에 600몇 떠야 돼, 그렇 예, 예. 그래야지. 160에 630인가? 어 그 정도야 돼 네, 바디가 Nice. 와 몇 발 썼냐 근데 몇발몇 발 썼어 대충 <coughs> 저한 23, 한 30발 정도 샀어요 어 저는 된다 개꿀이다 다같이 김모찌 김모찌 김모찌 어 호도 안해? <laughs> 김모찌 요지 <laughs> 일단 이거 이거 되고 나서 예, 유튜브 녹화 종료했는데 테이밍 되는 중이거든요 신기하네요 와 플러스 21 올라간대 와 이거 개사기인데? 응? 야 안장 줄게 일로 와봐 아이템창 안에 안장 넣어놔요? 어 거기다 넣어줄게 와야 철제방패 개꿀 10인정? <laughs> 개인정. 한 여섯 방 맞았는데 내구도 지금 거의 실패거든. 그래도 90%에서 아니 100%에서 한 90% 달았어. 내구도가 세긴 세 확실히. 좋구만요. 네, 아르젠 어딨어? 원래 진짜 어렵다 이거 유 일로 와마 어? 이 새끼가 조이 어, 오케이 닥쳐 닥쳐 예 먼저 일단 가보겠소가 안되네 헐헐 <laughs> 설마 낀 것이오? 꼈다 지들를 꼈고 어 됐다 됐다 화장 왔어 화장 왔어 아 근데 저 빨리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